나나 네? 다음 달 일본 가지 않아? はい, 저 일본에 갈 겁니다 어, 그럼 로밍은 어떻게 할 거야? 로밍? 어떡하죠? <laughs> 근데 연락올 사람 없지 않아? 어 있어요 <laughs> 뭔 소리예요 로밍 할 거예요 농담이야 내가 나나 생각을 해서 네. 로밍을 이미 해놨지 벌써요? 그럼 역시 애나님 짜잔 와 이것만 가져가면 돼 어? 이거 주는 거예요? 아니 아니 와,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빌려주는 거야 나나야 어. 빌려줘 진짜 아니구나 어. 얘는 가난해 보통 폰을 로밍을 하려면은 음. 유심을 갈아 끼우던지 아니면 비싼 돈 주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 맞아 어. 근데 이거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야 음? 데이터는 5배 이상 많고 그리고 음? 가격은 2배나 저렴해 진짜요? 응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 색은 코발트 블루인데 이쁘게 잘 빠졌어 그러게요 응.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OS 버전이고 핸드폰 기능은 일반 스마트폰 기능하고 똑같아 어?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? 이 롬은 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해외 갈 때마다 유심 바꿔서 로밍하고 했잖아 맞아요 근데 이 롬폰은 자체적으로 롬칩을 개발을 했어 음. 응. 그래서 제휴된 각국 통신사들의 신 데이터를 이 디바이스에 다운로드를 해 음. 그러면 유심 교체 없이 이 롬폰만 가지고 그냥 해 나가면 돼 진짜요? 진짜 스가이 <laughs> 그전에는 어, 해외 가기 전에 유심가라 끼우고 음. 로밍하고 굉장히 번거롭잖아 はい, 맞아요 근데 이롱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음.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짐만 싸고 짐만 그냥 싸고. <laughs> 해외 에 가면 되는 거야 그래요? 어. 이 70여개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음. 언제든지 이롬폰만 가지고 음. 로밍 걱정 없이 음. 갈수 있는 거지. 우와 그럼 진짜 편하게 해외 여행 갈 수 있겠네요? 응. 우와. 아 근데 가격도 좀 비쌀 것 같은데요? 가격은 내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야. 음. 기존에는 이 로밍 가격이 거리마다 다 달랐잖아. 맞아요.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. 가격이 더 비쌌는데 기존 3, 4, 이 통신사와 비교를 해보면 1 0 0메가에서2 0 0메가가약만원 정도 해. 음. 음. 롬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나 1기가면 6불로 해결이 가능하고 6불? 1아까지 가격을 인하한다고 하더라고 음. 어, 그럼 약 5배 이상 데이터를 40%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거지 <laughs> 대박인데요 응.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때는 그냥 필수인 거야 와 그럼 이제 해외여행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? 그럼! <laughs> 그럼 진짜 일본에 있는 나나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이거 어? 지금 가능해요? 어 이걸로 진짜 가능하다니까? <laughs> 해보자 해보자 그럼 나나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지? 하이 오케이. 지금 해보겠습니다. 가이. 스피커로 너도. 도키도키, 도키도키. 과연 친구가 전화를 받을 것인가? <laughs> 저는 친구 있어요. <laughs> 어, 모시모시. もしもし 모시모시. 久しぶり 히사시부리 키코에르. 聞こえる 어, 겐키. 하이 하이 <laughs> 해외 여행을 할 때 핸드폰 로밍도 하지만 요새는 에그도 많이 들고 가잖아 맞아요 응. 보통 에그 렌탈하고 유심칩 교환을 해야 되고 이게 또 굉장히 번거롭잖아 음. 그러면은 내가 이롬 음 에그 기능부터 설명을 해줄게 와 간단해 진짜 깜짝 속도네 전원 버튼과 WPS 버튼이 있어 음, 음. 이 WPS 버튼은 한 번 연결한 기기에 추가 인증 없이 연결 가능한 기능이고 근데 우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어, 뭐 신호 강도나 그리고 배터리 용량 그리고 데이터 용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한 번 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어, 뭐 켰다 응, 와이파이 아이디야 비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내 핸드폰에 연결해 볼게 아까 아이디가 스카이 B번이 6, 1, 6, 1, 6, 6, 자, 오! 어, 바로 됐네요? 응, 연결돼가지고 에그 이렇게 사용하면 돼. 보통 이타 브랜드 에그 렌탈 했었을 때 500MB가 약 만원이고 이롬 에그는 1기가에 약 6불이니까 음. 이로맥을 사용하면 두 배 이상 데이터를 40%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<gasps> 대박이네요 어? 다음 달에 나나 일본 가니까 그때 이 폰이랑 애교 들고 가면 되겠다 어,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 쓸게요 <laughs> 아 빌려준다니까 아, 나나 또 친구 없으니까 심심할 때 맞아. 나한테 전해 저, 어차피 친구 없으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에나가 <laughs> 나나 친구잖아 우리 맞아요 우리 친구죠 하하 <laughs>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장벽을 허무는 기술이잖아. 맞아. 응. 이렇게 상용화된 상품들, 롬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, 음.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상용화되고 있는데,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음. 모든 것들에 음. 블록체인이 적용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아? 어, 똑같습니다.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.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는 그날까지 블로그 인포도 같이 함께 달려볼까? 어 좋아요 달려!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도 달려!